아내 전생 알고 싶어요 아무일지도 모르지만 어, 이생 최악인데 전생 뭐 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<laughs> 내가 모르는 전생이 한 것들이 나한테 그 과보로 올 거 아니에요 과보를 안 믿으면 우리는 어차피 미래도 못 바꿉니다 오늘 내가 바르게 산 과보가 미래에 올거란걸 믿으니까 내가 오늘 바르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업보를 안 믿으면 우리가 미래도 못 바꿔요. 그러니까 업보는 믿어야 돼요. 과거에 내가 한 짓들이 꼭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한 짓들의 결과로 인해 내 삶이 구속된다. 제약받는다. 수용하고 자기가 어분 짓고 안 받으려면 그것도 심포가 좋지 않죠. 그 하늘이 좋아하겠어요. 그럼 그 자체가 이미 좋은 업이 아니죠. 어떤 일이 터져도요. 카르마 때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 보실래요? 그럼 그 카르마를요 내가 지은 수많은 카르마가 있을 때 있을 텐데 오늘 이거를 처리하라고 딱 나한테 다가온 거죠. 내 몫에 지금 카르마가 갚아야 할 업보가 오늘 온 거죠. 내가 갚아야 할 카르마가 어느 때 언제 저한테 찾아올까요?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. 이거를 주제하는 게 하느님입니다. 그러니까 즉 내가 지은 카르마 때문에 오늘 나에게 역경이 왔지만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께서 오늘 이 일을 잘 극복하고 거듭나라고 이 역경을 주신 겁니다. 그러니까 업보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만 판단해버리면 이 운명을 개척하는 힘이 약하다. 어떤 일이 닥치건 어, 내가 반드시 푸, 풀어야 하는 하늘이 나한테 준 과제, quest라고 생각하고 이걸 극복하면 나는 렙업한다. 무조건 렙업이다. 이것만 내가 잘 이겨내고 버텨내면 렙업이다. 이런 각오로 살아가시면 하루 한 생을 버티시면 좋겠습니다. 전에 해놓은 거에 얽매여서 내가 지금 내가 구속이 심하지만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최선 다했나 이걸로 하늘은 평가하지 전에 해놓은 거에 연장해서 계속 죄를 묻고 있으면 하늘이 공정하지 않죠 하늘은 항상 오늘 최선을 다하라고 과거를 기억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미래도 모르게 해주셨어요 지금 잘하라고 지금 잘합시다 보살때 재료로 삼아서 성장해버리겠다 이 발상이 나도 성장하고 남도 성장시켜버리겠다 이 발상이 보살의 마음 보리심인 거죠. 그 일을 양심적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와 함께 풀어가 보세요. 아버지랑 소통하면서 내 뜻대로만 말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뜻을 맞춰가면서 너무 힘든 거는 내 역량껏 맞춰가면서 더 잘하고 싶지만 내 역량이 이 정도입니다 아버지 역량을 키워주시거나 내 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니 아버지께서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역량껏 상황껏